1회 공연 끝나고 시간통이 비어서 슈프림에 네, 가려고 이제 멤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복판에 한복판 뭐 어, 네. 옷 입고 나왔어?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엄마 옷 입고 나왔어? 엄마 어 엄마 어떻게 낳았죠? 그래 아들아 <laughs> 어머 우리 우리 애들이 우리 애들 있죠? 이야지제 아들이 좀 귀여워요 카와이하죠 아. 이거 해가지고 캘리그라피 배경으로도 쓸 거,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하늘 부분에다가 글씨 써는 거지 근데 좀 뭔가 이렇게 좀 건물 많은 것보다는 뭐 예를 들면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방에서 그런 심플한 사진에다가 좀 합성하면 예뻐요 저는 조금 살짝 여백을 좀, 좀요 네,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찍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 찍고 살짝 이 상태에서 뭐 살표 같은 것도 나오게 살짝 왼쪽이나 저는 근데 왼쪽 이쪽 얼굴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쪽에다가 좀 텀을 좀그 아, 여백의 미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봐요 이거 이따 팬분들 올려드릴 게요딱 하면은 올려야지 딱 팬분들이 저 쿨톤으로 찍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아 되게 좋네요 역시 일본